연우입니다. 제가 머리를 되게 미니 손볼의 느낌으로 아주 살짝만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.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름에 입으면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은 알록달록한 아이템들을 제가 그동안 모으고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한 제품들이라서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.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귀여운 색깔의 반팔 니트입니다. 이름은 더 귀여워요. 발색이 니트. 제가 광고 내리다가 봤는데 보다가 오, 색감이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. 일단 제가 구매할 때 화면상에서도 그랬고 지금 화면에도 그렇고 좀 형광연두로 담기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조금 더 싱그러운 약간 옐로우빛이 살짝 도는 완전 그냥 연두연두 느낌이고요. 형광빛은 살짝 음, 전체적인 질감이나 재질만 봐도 여름에 너무 덥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온 fit감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daily로 입기도 되게 편하고 저는 여행지에서도 좀 되게 포인트로 주면서 입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몽 브랜드 제가 어몽 브랜드는 거의 매 시즌마다 구매를 하기는 하는데 요번에 신상 나온 니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근처 에이랜드 가서 바로 구매를 해왔거든요 요거 딱 하나 남아있더라 일단 여기 있는 이 스티치 자수가 너무 귀여워요. 민들레 홀씨처럼 나와있고 얘는 짧은 crop 기장은 아니지만 은 그래도 허리선에서 멈추는 기장이고 밑에 좀 두껍게 banding으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록한 허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. 근데 약간 밥 먹고 배 나오면 은 약간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목 라인이 조금 더 시원하게 round neck이어서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저 저는 yellow 베이지 느낌의 컬러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저랑 톤이 좀 많이 안 맞아서 이 red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. 주황, 다홍빛이 조금 더 많이 나는 완전 화사한 red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팬츠랑 입었을 때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올여름에는 아주 짧은 반바지랑 같이 매치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완전 사랑스러운 애기 같은 컬러의 yellow 가디건인데요. 얘는 실물로 보면 되게 따뜻한 레몬 yellow, 파스텔 레몬 yellow 느낌이고요. 되게 귀엽게 이렇게 화이트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그랜마 스타일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도 입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좀 처음에 봤을 때는 어, 입으면 부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아래로 무겁게 처지기 때문에 부해 보이거나 뜨지 않고 좀 체형 보완하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중간중간에 뚫어져 있는 이 펀칭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카라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옷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팬츠랑 코디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. 요즘엔 좀 반팔이 소매가 길게 나오네요. 이것도 팔뚝까지 다 커버가 되는 기장이라 좀 더 되게 편하게 입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는 허리 부분에 시보리가 따로 잡혀있지가 않아서 조금 더 하늘하늘한 fit감으로 입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색감이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요거는 알록달록하진 않은 되게 시크한 컬러의 black 니트인데요. 일단 얘도 구멍 송송송 나 있고 비침은 조금 심한 편이에요. 요거는 알록달록한 하의를 매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일단 스타일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. 너무 조이는 round neck도 아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원한 round neck이고요. 얘도 소매 기장은 좀 길어서 팔뚝 커버가 되고 이렇게 시부리 잡혀있는 애들이 되게 얇으면서도 살짝 두툼하게 잡혀있어서 이게 또 되게 귀여운 맛으로 입기가 좋아요. banding이 되게 프리사이즈로 나와가지고 뭔가 살을 좀 부각시킨다는 느낌 전혀 없이 정말 daily로 입었을 때 예쁜 니트인 것 같고요. 약간 이런 비침이 살짝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inner로 가볍게 나시 하나 챙겨 입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엄청 잘 건졌다 싶은 제품인데 마르앤브리즈 하품은 U-neck 가디건일 거예요. 저는 그냥 일반 티 니트처럼 입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 약간 이런 골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엄청 fit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마르거나 날씬한 편이 아니면 이런 걸 오히려 잘못 입으면 좀 더 부해 보이거든요.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이 소매가 넓이가 되게 여유가 있게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목 부분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파줬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깊이로 파여있죠. 얘도 약간 crop 기장이긴 한데 허리 부분도 약간은 좀 여유 있는 fit으로 나와서 오 뭐 예쁠 것 같은데 하고 구매를 해서 입어봤는데 정말 대만족스러운 <laughs> fit감을 내주더라고요. 이거 그냥 가벼운 inner에다가 이거 하나 그냥 가디건으로 걸쳐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원피스 안에다가 inner처럼 같이 활용을 해서 입었는데 그냥 바지랑 단독으로 매치를 해도 daily로 입기로 너무 편한 U-neck 가디건이에요. 질감도 되게 시원하게 나와서 여름에 정말 휘뚜루 마뚜루 입을 것 같은 가디건입니다. 뭔가 티셔츠 같기는 한데 가디건. 그리고 제가 지난 get ready vlog 때 입고 나갔던 원피스 겸 블라우스예요. 원피스로 치기에는 기장이 굉장히 짧고 블라우스라고 치기엔 또 기장이 긴 약간 layered해서 입기 좋은 기장이 원피스라고 부를게요, 저는. 음. 얘는 등 부분이 굉장히 시원하게 파져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에 이너 좀 챙겨 입으시면 좋고요. 어,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뭔 이너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속옷에 바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어, 재질 같은 게 되게 시원하고 좀 얇게 나왔다 보니까 빗짐은 아주 살짝 있는데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얘도 보면은 넥 부분이 좀 시원하게 파져있는 라운드 렉이어서 좀 답답함 없이 또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가 있고요. 전체적으로 되게 헐렁헐렁한 핏감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하고 하늘하늘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바지를 매치해서 입으면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또 시원하면서 약간 체형 커버까지는 다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<laughs> 이거 좀 많이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, 바지랑. 그리고 이건 제가 발매 전부터 좀 되게 기다리고 있던 벤시몽의 원피스인데 사실 그냥 색감 하나만 보고 달려들었어요. fit감 같은 게 엄청 귀엽게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원피스인데요. <laughs> 입어보니까 훨씬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지랑 layered해서 입으면 좀 더 멋들어지게 입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런 느낌의 원피스는 좀 귀엽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완전 daily보다는 좀 특별한 놀러 갈 때 입기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질감 자체가 비 오는 날 입기도 굉장히 좋고 시원시원해가지고 여름에 그냥 안에 나시 하나 입고 단독으로 걸쳐도 좀 더 예쁠 것 같고요. 제 남자친구는 보고 약간 풀무원이냐라고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엄청 만족도가 높고 엄청 귀엽고 많이 기다렸던 원피스라서 오늘 같이 소개를 해드렸어요. 얘는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기 때문에 입을 때 힘들지 않게 입을 수가 있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속에 망사 이런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땀 났을 때도 막 들러붙지 않게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약간 하얀색 티 같은 inner를 입었는데 이거 되게 가벼운 밝은 색깔 블라우스 위에다가 입으면 좀 더 lovely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냥 이거는 제 완전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원피스입니다. 그리고 오늘 바지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상의가 좀 알록달록하다 보니까 하의는 좀 daily로 입기가 편한 컬러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이 cotton 팬츠. 그냥 아이보리의 일반적인 팬츠고요. 어, 약간 와이존이 예쁘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기장감 같은 게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았고 아무래도 여기 통이 되게 넓게 나와가지고 반바지 평소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허리도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fit은 그래도 예쁘게 잡아주는 느낌? 음. 무난무난하게 걸칠 수 있는 반바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라이크먼트 바지는 제가 입어보고 정말 거의 환호성을 지른 느낌이죠. 일단 색감이 군더더기 없이 완전 시원해 보이는 연하의 컬러예요. 제가 바지를 좀 되게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반품을 많이 했는데 딱 찾던 느낌의 아이시한 시원한 느낌의 연하의 컬러이고 뭐 중간에 누런기 같은 거 없고 그냥 되게 창백한 연하의 컬러예요.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시원하고 가볍게 나와서 여름에 무겁지 않게 입기가 좋은 팬츠인 것 같고요. 일단 핏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너무 와이드한 바지는 저 같은 키장녀들은 입으면 가끔씩 더 작아 보일 때가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처럼 조금 하체 부분이 살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또 skinny한 fit 입으면 여름에 살짝 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요거 진짜 딱 적당하게 일자핏으로 나왔어요. 심지어 사이즈도 small 사이즈인데 너무 부담스럽게 끼지도 않고 너무 wide하지도 않고 또 잘 늘어나. 여기 쇼핑몰 바지 맛집으로 엄청 유명하던데 왜 그런지 제가 입어 보고 아, 딱 알았습니다. 제가 구매한 거는 숏버전이어서 저 같은 이제 157대 이하이신 분들이 입으면 저와 같은 핏을 입으실 것 같고요. 롱버전으로 입으시면 저보다 키 크신 분들도 기장감 딱 맞게 입을 수 있는 여름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일자 데님 팬츠예요. 강추입니다. 이 어, red 팬츠는 우리 동년배분들은 아시죠? 소녀시대 G때 그 컬러 팬츠 감성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의외로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입고 다녔던 팬츠예요. 아무래도 minimal하고 무난한 상의 티셔츠가 좀 많은 편이어서 거기다가 포인트로 주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. 얘도 cotton 팬츠인지라 뭐이존이 엄청 예쁘게 빠지는 편은 아닌데 기장감이 일단 부담스럽지 않은 반바지면서도 이통 같은 게 좀 되게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입었을 때 좀 편한 것 같아요. 컬러도 하의로 입었을 때 뭔가 촌스러운 red가 아니라 약간 brick 재질의 컬러가 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쁘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자주 입고 다니는 반바지예요. 그 오늘은 이렇게 또 3개의 가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메고 다녔던 이 마지셔우드의 초록이 백 초록이 백은 제가 붙인 이름이고 컬러가 엄청 많긴 한데 그냥 저는 고민 없이 이 초록색 골랐고요. 아마 이 멘트는 제가 브이로그 때 했던 것 같긴 한데 되게 가볍고 질감 자체가 엄청 편한 가죽 재질이에요. 뭐 물건도 은근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런 minimal한 디자인은 확실히 이렇게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게 좀 예쁜 편이죠. 제가 느끼기에 이마디셔우드 가방 같은 경우는 되게 일단 귀여운 컬러감도 포인트인데 이 어깨끈이 맸을 때 없는 엄청 엄청 편한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숄더백 같은 경우는 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고 여기 어깨가 끈이 좀 단단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 얘는 되게 얇은 끈이라서 그런지 되게 안정감 있게 멜 수도 있고 편해요.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방을 좀 평소에 자주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. 이 가방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유행 안 타고 그냥 사계절 내내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귀여운 베리사 가방. 얘는 그냥 컬러감이 완전 포인트예요. 완전 화사한 옐로우인데 살짝 레몬빛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밝게 멜 수가 있고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로고가 또 확실한 포인트가 되겠죠. 얘는 strap이 가죽이랑 그 나이론 천으로 된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죽끈이 더 귀여웠던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빼뒀어요. 이렇게 단순하게 들고 다녀도 좋고요. 얘가 동글동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얘도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, 물건이. 음. 얘는 컬러감이나 디자인 좀 귀엽게 나온 편이라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엄청 밝고 화사하게 입을 때 좀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고요. 이렇게 지퍼까지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가방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고를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.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애들이랑 다르게 좀 멋진 언니처럼 코디하기가 좋은 이 프루베 가방이에요. 이 디자인은 뭔가 black 컬러가 좀 chic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black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보, 는 것처럼 되게 단단한 소재여가지고 얘는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짐 없이 멜 수가 있는데 이 그냥 길면서 얇은 이 느낌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가방인 것 같아요. 얘는 아무래도 딱 전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귀여운 스타일보다는 약간 좀 멋들어지는 스타일의 그냥 <laughs> 패션 포인트로 주기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포인트 되는 상의 하나 있고 무난한 하의에다가 요 가방 하나 매치하면 좀 되게 멋진 느낌? <laughs> 멋진 느낌 뭐야? <laughs> 여기다 선글라스 껴, 하나 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음. 얘는 뭐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안에 수납 공간은 넉넉하고요. 안에 또 지퍼로 된 공간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납하기엔 되게 편합니다.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요 샌들 제가 이거 3월인가 4월인가 여름 오기 한참 전부터 찜해놓고 아 구매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제가 이런 어, 이런 디자인을 신으면 발이 무조건 아파가지고 최대한 피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이 scrunch 포인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편해요. 음. 은근 쿠션감도 있고 일단 이게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scrunch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발등에도 찍히지 않고 발등도 되게 편안하게 신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벌써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신고 나갔다 왔습니다. 여름에 되게 무난하고 minimal한 디자인의 long 원피스에다가 이 샌들 하나 신어줘도 되게 lovely하면서도 feminine할 것 같은데 얘는 또 바지에다가 요거 하나 매치하면 좀 더 unique하게 코디할 수가 있어서 요것도 되게 활용도가 높은 구두고요. 제가 신고 좀 장시간 걸어봤는데 발에 좀 무리 별로 안 가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기다린 보람 굉장히 많이 느끼는 애착 샌들입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신발까지 여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알록달록한 패션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 중에 여러분들 스타일이 당연히 있겠죠? <laughs>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, 그쵸? 음. 아무튼 그럼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.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